예, 스웨덴에서의 열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스웨덴 들어와가지고 뭐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이제 카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은 들어오자마자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이제 물가가 비싼 북유럽이라서요. 지난해에서 이제 허스크바나 이야기를 하고 스웨덴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메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바로 그 옆에 룬드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덴마크로 넘어가기 전에 스웨덴에서 마지막으로 숙박을 하게 되는 곳인데요. 덴마크로 넘어가기 전에 스웨덴에서 마지막으로 숙박을 하게 되는 곳인데요. 원래는 이제 캠핑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스웨덴에서는 지금 계속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좀 돈을 아껴보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수중에 20만원 가량 있었다고 그랬는데 숙박을 안 한다고 해서 <laughs> 이게 완전히 세이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먹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오토바이 <laughs>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값은 계속 써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다음 나라로 넘어가면은 덴마크도 저렴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막 연비주행하면서 <laughs>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룬드에서 이제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저녁 때쯤 도착을 했어요. 제가 스웨덴에서 이제 한국이랑 좀 연락을 해야 되니까 원래 러시아에서는 이제 한 달짜리 유심을 사서 충전해서 썼고 이제 에스토니아 들어와서는 유럽에서는 특별히 그냥 와이파이나 쓰지 뭐 유심이라든가 이런 걸 안 쓰려 고 그랬는데 그 카드 문제 때문에 한국이랑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이제 유심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 3G를 끈 상태였는데 캠핑장 딱 도착해서 제가 3G를 키니까 반가운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laughs> 여행하면서도 몇 번 말했지만 이 당시가 여행하던 당시가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시기인 거죠. 군대 동기 중에 그 스웨덴 여자분이랑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부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가 막아 지금 카드를 잃어버렸고 뭐 이런 상황이야 이런 걸 올렸던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쯤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카오톡이 와 있길래 답변을 했더니 뭐 내가 이 근처에 지금 있는데 아마 내일 이제 덴마크 넘어갈 것 같아 뭐 이러고 있, 있었는데 <laughs>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지금 내 장모님이 그 근처에 <laughs> 계시니까 그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또 장모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화를 하면 된다. 근데 일단 이미 연락은 한 것 같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녁 때 연락을 받고 그래서 빨리 와라 어디냐 뭐 캠핑하지 말고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금방이면 온다 뭐 그래서 결국엔 제가 갑니다. 한 시간 정도를 좀 더 가가지고 어둑어둑할 때쯤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막 어렵다가도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은 어찌나 날씨가 화창해지는지 이게 제 마음이 바뀌면은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런 건지 어쨌든 밤 시간에 갔지만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고 뭐 낮 시간에 조금 사진들 찍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스웨덴이라는 데까지 가서 그것도 친구네 집도 아니고 친구 <laughs> 장모님 집에서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될 줄이야. 자, 이 경험은 제가 여행을 4개월 동안 하면서 했던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도착해서 방 안내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간단하게 씻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이제 슈퍼마켓 가가지고 장을 봐왔어요. 아침 <laughs> 식사를 든든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엄청나게 또 사온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스웨덴 집밥이지만 그 어머니가 해주시는 <laughs> 음식도 이제 먹어보게 되고 굉장히 이제 소중한 추억이 됐고요. 제가 지난해에 이제 어려운 일을 완전히 혼자서 극복하는 법은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때 아, 난 이거 내가 잘나가지고 나 혼자 이겨낸 거야. 뭐 누가 날 도와줬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도움받았던 것들을 되새겨보면 진짜 저도 <laughs>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자기한 스웨덴 가정집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가정집이라서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디테일한 사진을 <laughs>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어머니와 함께 사진도 한 장 찍었고요. 야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이때 확실히 제가 좀 말랐네요. 지금 살이 엄청 쪘어요. 그래도 여행 다닐 때는 좀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고요. 이렇게 귀여운 디퓨저에다가 차를 담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뭐 하룻밤이지만 그 낮 시간도 보내지 않고 제가 아침에 출발했기 때문에 하룻밤이지만 이 집에 잠깐 머물렀던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힐링 타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충을 했고 출발할 때 되니까 이제 음식이 좀 남았어요. 근데 뭐 연어도 조금 남았고 뭐 바나나랑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챙겨가라고 막 가방에다 꾹꾹 담아주시고 야 이건 내가 가져가서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까지 넣어주셔가지고 진짜 떠날 때까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친구의 장모님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제 여행 친구가 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이분이 제 친구가 아직 한국에 있을 때, 친구 부부가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거의 아마 1년 만이죠. 이제 여행하고 나서 1년 만에 경복궁에 <laughs> 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했던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이제 반갑고 지금도 <laughs>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도 스웨덴으로 가거든요. 그 와이프랑 같이 여름에 한번 와가지고 뭐 딸기 농장 가자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뭐 다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laughs> 기회가 돼서 딸기 <laughs> 농장 가게 되면 언젠간 그것도 여행기에 다룰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또 여기서 큰 도움을 받은 게 이제 제가 물론 하루 숙박하는 문제도 있지만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이 친구가 이제 고맙게도 어 제가 이제 계좌에는 돈이 있는데 지금 현금으로 그 유로화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문제인 거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제가 현금 원을 이제 한화를 계좌이체해서 보내주면 스웨덴에 계신 어머니가 유로화로 이제 돈을 찾아서 저한테 주는 방식으로 조금 <laughs> 환전을 했어요. 조금 이제 수중에 돈을 보충을 해서 떠납니다. 사실 저는 아, 괜찮을 거다. 저 또 독일에도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가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지도를 보면서 잠깐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룬드 이제 스웨덴을 완전히 떠나서 덴마크를 지나가는데요. 덴마크는 너무 아쉽게도 <laughs> 하루도 숙박하지 않고 바로 통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독일 마을이죠. 바로 국경을 넘으며 플랜스부르크라는 곳까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덴마크에 엄청 크고 긴 다리를 두 개를 건너게 됩니다. 이걸 건너는 것 자체도 물론 이제 굉장히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여기를 건넌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통행료가 비싸더라고요. 제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만약에 제가 룬드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은 독일까지 무사하게 가지 못했을 정도로 덴마크에서 쓴 돈이 많았어요. 또 이제 제가 사진을 사진을 분명히 찍었는데 지금 사진이 없어진 건데 덴마크에서도 한번 이제 어디 주유소를 가는데 엄청 비싸요. 근데 이제 비싸도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갈려면 <laughs> 넣어야지 오토바이를 끌고 갈 수도 없고 기름을 넣는데 저는 이제 카드를 분실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금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기름은 넣었는데 보통 이제 약간 셀프 주유소처럼 돼 있는데 이제 넣고 창구 가가지고 이제 돈 결제하고 그런 거거든요. 는 만큼. 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는데 옆에 계시던 노 부부가 함께 이제 여행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다가 어,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아, 좀 카드가 없어갖고 큰일 났다. 현금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자기 카드로 긁어주시고 그만큼 제가 이제 현금을 드리는 방식으로 주유를 할 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 <laughs> 장모님처럼 하룻밤 지내면서 너무 너무 정말 큰 도움을 주신 감사한 분들도 있지만 이 여행의 중간 중간에 이런 정말 사소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작은 도움들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 4개월을 진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하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원래 막 혼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풍경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은 4개월의 여행에서 진짜 너무 멋진 모습들, 뭐 몽골의 밤하늘 별이 쏟아지는 거라든가, 이제 스웨덴 풍경이라든가, 유럽 많은 그 뭐 건축물들 아름다운 거 많이 봤지만 진짜 생각이 남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무 짧게 만나서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고 지금 연락 안 되는 짧은 만남들까지도 제가 진짜 마음에 소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개인적으로 뭐 전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외국인들이 있으면은 가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은 해요. <laughs> 노력은 하는데 항상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도움을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또 때로는 그것들이 이제 너무 뭐 당연한 듯이 이제 지나치어 가게 되기도 하는데 막상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은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생각나는 거죠. 여행 중에 도움 주셨던 분들.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혹은 단순하게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좀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착하게 살아야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독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제 스웨덴 북유럽의 어떤 도시적인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른 어떤 독일의 그 유럽 도시의 풍경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거의 두 달 만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발견하게 되고요. 약간 러시아 동부에 있었던 도시들에서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건물들도 보게 됩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더 덴마크를 지나올 때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하자면 이제 제가 에스토니아가 첫 번째 유럽 국가였지만 두 번째 나라인 스웨덴으로 갈 때는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뭐 여권 검사나 이런 것도 안 하긴 했지만 나라에서 나라를 넘어간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이날 스웨덴 출발해서 덴마크 지나서 독일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루에 세 개의 나라를 찍은 거잖아요. 국경을 두 번 건넜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쉥겐 조약이 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 EU 연합이라서 지금 보이는 이 표지판이 꼭 이제 그런 <laughs> 의미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뭐, 뭐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까지 덴마크. <laughs> 뭐 어서 오세요. 여기부터 독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강원도 경기도 넘어갈 때 표지판 있는 것처럼 가끔 이제 유럽을 돌아다니 보면은 국경 검문소 자리가 남아 있는 곳은 있어요. 이제 원래는 건물소였겠구나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오픈돼 있고 만약에 쉥겐 국가들만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입국할 때 찍은 스탬프랑 한국 돌아올 때 스탬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10개의 나라를 돌아다녔는데도 스탬프가 입국, 출국 이렇게 두 개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국경이라는 거는 철조망이 <laughs> 쳐져 있고 중간에 지뢰밭도 좀 있고 뭐 그런 국경만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제 오가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어, 흠칫 놀라기도 하면서 어, 너무 편리하다 <laughs>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유럽에서 이제 중앙 유럽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요. 독일 그리고 제가 체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스웨덴에서 큰 도움 받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제가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 독일에 있는 친구를 또 만나러 가는데요. 이제 다음 화부터 이어지는 독일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방문했던 한 18개 국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국가 중에서 아 여기는 여행지가 아니라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나라를 두 개를 꼽자면 독일과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